어디론가 run away 건조한 사막이라도 okay 구름은 햇빛에 윗산이 돼 Oh I'm n o 하루하루 눈을 뜨고 나면 새로운 두성이 거울 속에 나는 나를 만나 새로운 나를 꽃피 시간은 단지 그리면 돼 정해진 건 하나 없는 늦거나 빠른 건 없어 우리 인생을 찾아 행복의 시간은 나 모든 것을 부른바 날 위해 내버려도 괜찮아 어딘가로 더 가까이 아직은 넌 쌀. Hey, 아무도 정해주지 못해 나만의 라라라라라 바다 위를 날아 꿈의 날개 펼쳐보자